되게 심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어. 이거 아, 잘 탔어요 저 없으신 데 없으시면 어, 예, 예. 감사합니다. 저희, 저희가 뭐, 죄송해요. 네, 예, 차 사가지고. 네. 수제 왕. 아, 날씨도 좋은데. Ah. 듣고 아, 싶다는 말을 어떻게 해 듣고 싶다는 말 너무 크게 들어버렸어 다치면 어떻게 하려고 아 어, 자, 한마디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? 인터뷰? 어땠어요? 네? 어땠어요? <laughs> 멋, 멋있었어요 멋있었어요? 네 따봉? 네 <laughs> 어, 그랬어